생각만 해도 미소가 그려지고 말을 안 해도 내 맘말아주죠 가끔 만나도 웃음에 반겨주는 멀리 있어도 정말 가까운 친구 다시 또 만날까